한시 갈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태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다 보좌 앞에서 참 되신 삼일체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온 세상 빛이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해 입었어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십삼일째 다 찬송 부르세